네,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조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용노사에서 나온 YN360이라는 제품입니다 네, 용노사에서 나온 YN360이라는 제품인데요 네, 오늘 요즘에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이 조명이 리뷰도 많이 되고 또 리뷰 전체 다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입을 했고요 네, 그럼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부터 보고 올게요 우선 먼저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박스 하나가 왔고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고 오는 데는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알리 평균 속도죠 네 조명이 들어있고요 네, 그리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, 영어랑 중국어 매뉴얼이 있네요 혹시 해서 봤는데 한국어 매뉴얼은 없습니다 박스는 버리고 이제 조명을 볼 건데 이게 지금 조명 파우치가 이렇게 케이스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우리 큰 백팩에 옆에 삼각대 꽂듯이 꽂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,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지금 고릴라 포드가 껴져 있는데 다른 한쪽에 좀 안되네요 다른 백팩에는 껴질 것 같긴 한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조명을 야외에 갖고 가기도 편할 것 같아요 영상용 조명으로 다른 것들 여러 개가 갖고 있어요 뭐 용누오에 YN600도 있고 또 다른 타사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조명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언박싱 진짜로 시작해볼게요 가방을 벗기면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데요 네, 마치 어, 광선검 또는 뭐 이렇게 교통정리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그것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 뭐라 하죠? 경광봉인가? 네 그것처럼 생겼고요 무게는 네, 생각보다는 가볍진 않아요 제어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창에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쪽은 보니까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 네 그리고 반대쪽은 여기 컨트롤 할 수 있는 패널이 보이죠 네 그리고 한쪽은 5500K 이쪽 3200K LED는 이쪽에 박혀 있네요 이렇게 3200K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5500K에 덧대서 조명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음, 그리고 얘는 자력으로 붙습니다 자력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, 아, 네 작동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조명을 제가 구입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했는데요 제가 이 조명을 왜 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조명을 산 이유는 간편한 기동성, 휴대성이 좋기 때문입니다. 아까 제가 초입에 보여드렸듯이 보통 우리 조명은 밑에 A 스탠드나 삼각대에 받쳐놓고 조명 뭐 직사각형의 모양이나 네, 보통 그런 식으로 생겼잖아요. 네, 실제로 조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명을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불 들어오고 얘를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걸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게 부피도 있고 카메라 가방에 넣기도 조금 애매해요 무게도 있고요 그런데 간편하게 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조명을 산두 번째 이유는 용로 제품이 가성비가 좀 좋은 조명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뭐 YN300, YN600, YN900 조명을 굿즈 많이들 선호하세요 바로 이 제품이 YN600 제품인데요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에 광량이 강력하고 야외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특히 광량이 굉장히 강력해요 용무 YN600 광량 보고 놀랐는데 지금 이 친구도 광량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네, 네.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제영상을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,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 조명을 사게 된 이유는 핸드폰 어플로 이 조명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뮤직비디오도 사용하시고 웹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상품 촬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명 을 활용을 다용도로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이 조명의 큰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블루투스로 어플을 설치를 하고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이 되면 바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화면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조명의 장점을 좀 알아봤고요 이 조명의 단점은 첫 번째 단점이 이거 같아요 손으로 핸들들을 했을 때 이렇게 패널이 좀 손에 자꾸 닿아서 컨트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미끄러워서 핸들드로 쓸 일이 되게 많은데 근데 한 손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지금 미끄럽고 좀 그립감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명이 완전 가볍진 않아요 뭐 그래서 조명이 이 정도 무게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순간 더 무거워지고 좀 더 더 그립감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A자 스탠드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이 조명이 생긴 형태상 그러 이런 식으로 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뭐 A형 스탠드를 썼을 때 약간의 이런 불안정감? 이런 식으로 단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조명이 10만원도 하지 않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단점으로 하기보다는 장점이 워낙 많은 조명이라서 유튜브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,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그런데 두 개를 살걸 그랬어요 진짜 두 개를 세트로 하게 되면 정말 여러가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형 유튜브 배경도 되게 오묘한 색깔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진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두 개를 사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,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날게요 안녕